취소가 됐습니다. 나는 오늘 뭐하지? 아, 1시도 안 됐는데 운동까지 다 해버리면 나는 너무 심심하단 말이지? 아, 배불러. 갑자기 약속이 생겨서 나갈 겁니다. 저 근데 왜 찍는 거야? <laughs> 너 이런 걸 써? 회사에서? 차트 이렇게 붙여 있어. 아우. 냉면 매장을 보고 다닌 적은 없어. 나도 1년에 한두 번 먹는데 오늘 왜 이렇게 먹고 싶었지? 난 어디서 받는 거지? 온드리니 냉면이 그렇게 먹고 싶었나요? 아, 드디어 먹는다. <laughs> 나는 치돈. 꽃망치즈 돈가스보다 관광지도 조유를 못저 먹는 거제 광고는 아니지만 자랑하기. Thank you so much. We gotta tell you something. Mark, get him out of his shell. He's like glorious. Smooth.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썩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mother was just 귀여운 냄비랑 흰 접시 어쩐다고 올라와? 면역력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자, 너무 적어 이거 2인분 시킬 걸에 배불뚝이 <laughs> 배불뚝이 진짜 비싸 아, 너무 어, 배만 나와 어떻게 배만 이렇게 나왔어 근데 다 그러는데 살 엄청 많이 쪘어 근데 그 사람 원래 살이 안 찌는 체질 같던데? 근데 원래 건강 되게... 쪄야 되는 것 같아 아 뭔가 섬세한 사람 아, 맞아 맞아 맞아 엄청 섬세한 것 같아 제가 지금 입술색이 너무 없는데 귀찮아요 홈트를 해야겠어 요 이러면 좀 보이 있어 보이나? Why is Veronica so angry? You stupid liar. I don't know. You... So Grayson's a philanderer. What's that got to do with the price of onions? I don't know, sir. Bugs do. Bugs would blackmail Grayson. Then I, sir, am no. Like this. How's your pump, pump, pump wife? How's your pump, pump, pump wife? Uh, it was a little bit better in my head. Try this. How's your 운동을 다녀왔고 그렇다면 청소를 하겠습니다. 타이어를 고쳐야 합니다. 와, 이거 알다, 스페이스 아빠 오늘 뭐하러 왔죠? 저 연애 판다 <laughs> 굳었다 판다 당연히 굳었을 줄 알았는데 엠지를만 간다 같아 사람이 이렇게 없어 말이 되나? 따라오세요 <laughs> 뭐야? 한국의 냄새가 나나요? 네 <laughs>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연락장 촬영 결혼했어 나 같으면 운다 긴장돼 안녕하세요 주릴까요 플레이트 두 개 주시고요 네 베이스 볶음밥이랑 샤오면 두개다 반반씩 드려요? 아니 하나만요 오렌지 치킨이 허니 모아 아, 네 1,500원 추가해세요네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아 너무 <laughs> 몇 시간 기다렸냐? 오렌지 치킨 음, 음, 음. 뭘 미국 거라? 네, 이 블루보틀 찾기만 예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아까 뭐라고 해줬는데 아, 빨대가 어쩌고 했는데 나 항상 성격 급해서 듣지도 않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오는데 나중에 와서 뭐라고 했지? 빨대로 파먹으세요 이거 MZ세대 구덜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아 살지도 야. <laughs> 어. 이거 너무 애기야. 손 대봐 여전한 그녀 아니 이거 귀여웠다 야 무슨 난리 났네? 멋부린 거봐 <laughs> 멋부렸었네? 한다 익스프레스 귀여웠다 재밌었어 아 판다 익스프레스 여기서 없어지면 어떻게 래? 너가 차려 하나 내가 어 내자 내가 이걸 집에서 어떻게 말려? 왼쪽이 안 돼. 왼쪽이가 되면 어떡해. 헐. 자연 건조? 나는 입을 그게 없는데? 친구 친구 친구 어? 아닌가? 그니까 너 양념 곱창도 잘 먹어? 응. 중앙시장에 음 맛있는데? 매워 맵지 않아? 응? 보세요. 참아요. 중간에 이름이 뭐야? 중간에 꺼졌어. 디퍼 카페테리아. 우 이렇게 스타카토 디퍼 카페테리아. 스타카토. 안녕하세요. 심지어 화면 안 보여. 안녕하세요. 자, 여긴 서쪽인데요. 아, 갔다 오면 안녕? 안, 아, 안녕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네, 어, 혼자 왔습니다. 아, 네. 아무것도 안 드시네요? 네. 전 이제 그럼 어, 역 다시 가던 길 가볼게요. 네, 진짜 비밀번호 7644. 7644 맞나요? 7664. 아, 7664. 까 그. <laughs> 저거 뭐야? 저는 뭐야? <laughs> 커피 한 잔 할래요? 이제 오서 모이게. 들여보내주세요 근데 5만 4천? 근데 무서운 부분 다 지나고 카메라 키면 <laughs> 네, 내가 저기 진짜 스산했는데 <laughs> 그냥 또 게이처럼 <laughs> 게이 오늘 또 게이 코스 우리 와인 안 먹어서 다행이다 서촌에서 와인 먹으면 레알 데이트 아니야? 보자마자 좋아짐 어, 운영 시간이 써있어 마스크 쓴 건나도 되지? 생각해볼게 <laughs> 아 이건 또 거네 아 군, 고궁 <laughs> 연계 그거야? <laughs> 말 포기한 거 어떻게 알았어 안 더워요 아깝다 여러분 경복궁으로 오세요 뭐야 <laughs> 아름다운 우리 우산야 대박 와 와, 나 밤에 경복궁 너무 오랜만에 와. 어머머, 야, 하기 왕들이 살던 데인데 예쁘게 놨겠지? 어떡해. 야, 여기 레알 게이 코스 아니야? 사랑에 빠지는 코스라고. 어, 싫어요. <laughs> 어쩔 수 없어, 이미 왔어. 몸물로. 멋있다 멋있다 와 너무 예쁘다 아 옛날엔 조명이 없어서 이렇게 못 해놨겠구나 야 나 말하고 있었단 말이야 <laughs> 언제 갔어 말하고 있어? 몰라 혼자 말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봤겠어. 이상해 <laughs> 조금 조금 저거네 웰컴 저축은행 아니 완전 밝잖아요 오저 뭐야 근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지키고 있지? 아이유라 그러나? <laughs> 나 지윤이 봤잖아 내 친구 지윤이? 어. 지야 나 넘어질 뻔했잖아 아는 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인 줄 알았어 <laughs> 야 어? 머리카락 먹고 있었어 냠냠 good. 뭔데 뭐 하나 봐요 어, 공연 뭐 해요? 공복는 아니라 공복은 관람하기 위해서요. 아. 줄 서신 거예요. 아. 이쪽 짧은 줄은 두 줄은 인터넷 예매하신 거예요. 아, 이쪽은 아, 당일날 당일날 아. 표 사기 위해서 아. 줄 서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야간 개장했구나. 음. 어. 무슨 콘서트 온 줄 알았네. 와우, wow, so many people. 야 어깨 진짜 저, 저 정강판 진짜 너무 밝은 거야 그러게 <laughs> 어, 여, 어 잠깐만 나 이거 너무 웃기다고 이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어때? 뭐 어때? <laughs> 얼굴이 나오잖아